해보겠습니다. 둘, 셋, 하나, 안녕하세요. 스물다. 아빠, 아빠, 아빠, 쉐이 네,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저를 받아 주는 축하합니다. 네, 여러분들, 저희 스누버가 대가지 3주년이 되었습니다. 네, 벌써 3년이라니. 2015년 1 7월 17일 쉐리 댄스로 시작해서 최근에 활동했던 내내 니가까지 와 그게 진짜 벌써 3년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3년 동안 아낌없이 사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3주년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스윙과 즐거운 추억 쌓고 스윙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스누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저희 스퍼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그럼